그분이 관전 때 보여줬던 덱인데 29장 주문 한 장 하수인 덱이에요 이 덱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오리스가 나오면 져요 세 턴 안에 승부가 결정된다 전설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길 때는 연승 먹어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거든요 미니 해적전사보다 빠르게 확실히 빨라요 자 바꿔요 분광렌즈가 떴다 파오리스 안 나온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왔죠? 나가요 못 이겨요 나만 못 이기니까 나가고 다음 와 이거 치네? 일로와 아퍼스나마아 아, 진짜 열받는다 이게 게임인가 빠친코도 아니고 확률을 올린다고? 아무런 상관없어 하스스톤은 내가 이거 해봤자 욕이 맞아 그럴 바에는 그렇지 이거는 이길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상을 2에 꼽고 치사를 썼다? 욕이 맞았을걸? 개같은 게임은 아이씨 찬스 찍 이거 뭐 알파고인가 이거? 공원으로 가면 못 죽인대요 아 뭐야 끝내줘 잘 가게나 눌러 오? 어? 야 영능 누르는 거 아니 나 이거 이거 살려 이거 사 이거 사라 아 이거 사라 이거 <clears throat> 이거 사라 이거 아니요 이거 저 888, 88을 그럼 영능 누르는 거 아니지 아 왜 이렇게 나와? 아 개화나네 진짜 아씨 저 이거 안 할 거면 그냥 400만원 알바해서 벌었습니다 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 돈에 욕심 없어요 봅시다 가자 제발 테러 맞죠? 안돼 맞으면 돼. 네. 일단 저안 맞았어요. 난 다섯 대 맞아야 되고 상대방 한 대야. 한 대만 치자. 와 아, 지금까지 아주 좋아. 역시 졸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답을 해줄 것이야. 1등. 1지구 1등 확실합니다. 왕크러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차피 불리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왕크러쉬 찬스 올스 그렇지 그렇지 이걸 내고요 진화를 해요 그다음 이번 턴도 이거 발동 안 하는 거 한 대 더 맞아줘 팔만 하면 티리온 나올 수도 있잖아 안돼 안돼 안돼 나는 나는 TV 오늘 원했단 말이야 하지마 안돼 아아 어, 제발 안돼 아! 아! 사랑 아, 제발 아 내장이면은 셋 아, <laughs> 안녕하세요 하스펀을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주패너입니다 지난 76회차를 마지막으로 하스펀 업데이트가 중단되었었는데요 먼저 별도의 공지를 못 드리고 갑작스럽게 업데이트를 중단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지를 드리고 싶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공지를 드리게 됐네요 하스펀의 처음 시작은 한국의 하스스톤 streamer들의 영상을 소개해줄 만한 한국만의 하이라이트 채널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에 하스스톤 streamer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에 있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하스스톤 대회라든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수익이 창출된 약 1년간의 하스펀 수익을 공개드리자면 2884.47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수익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편집자 페이도 주기 어려운 정도의 수익이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아껴주신 덕분에 만들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히 생각하고 이 금액으로는 조만간 하스스톤 대회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수익이 적더라도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오다가 올해 1월경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말부터 하스스톤 영상이 급격하게 줄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어짜서라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죠 결정적인 건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그나마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오던 수익이 수익 창출이 중단되고 채널 파트너 승인도 해제되어 버립니다 혹시나 오류일 수도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영상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3월달에 재검토 요청을 했지만 결국은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모른 채로 계속해서 영상을 기존 방식대로 업데이트를 해봐야 상황이 악화될 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달부터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하이라이트 방식을 적용했던 채널들은 다 비슷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reator가 등장을 해야 되고 다양한 컨텐츠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기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기존의 하스펀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하스펀 채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이라이트 영상이 업데이트 되긴 하겠지만 제가 다양한 하스스톤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형식으로 형식이 바뀔 예정이고요 하이라이트 외에도 하스스톤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 컨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하스펀에서 다뤘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2020년에는 하스펀이 한국을 대표하는 하스스톤 유튜브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노잼 주팬더가 아니라 재미있는 하스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